소스 잠깐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. 맛있어. 구독해주세요. 맛있어 내가 요즘 맛집을 잘 찾아 예! 우리 과일을 짜르고 비비는 거 아니니? 다한 다음에 짜라 그뭐 자기 무조건 멋대로지